네, 말씀드린 대로입니다. 학교를 쉬게 되었습니다. 그 이유인 즉슨 그 저번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 기억하시죠? 그 영상에서 다뤘던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의학계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. 그에 따라서 전국의 의대생들도 공동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고요.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. 아! 이번 정책에 대한 <laughs> 논의는 이 영상에서 해주세요. 그래서 이휴학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요. 실제로는 이미 다 제출을 했고 휴학생이 된 거죠. 당장 내일부터 수업도 멈춥니다. 그래서 결국 저는 학교를 9년 다니게 되었습니다. 졸업하면 29이에요. 매우 힘든 길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주에는 코로나가 대창궐하면서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. 헬스장도 닫았습니다. 아! 게다가 내일은 태풍이 온대요. 네 아무튼 요즘 네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의대생 유튜버로서 그 최근에 이렇게 양쪽에서 논란이 하나씩 터져버리면서 너무나 즐거운 다이내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몸과 마음이 모두 굉장히 지쳤습니다 네 그래도 본의 아니게 당분간 쉴 시간이 많이 생겼으니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